올라가봐 찰칵 안망이가 뭐가 와 차는 무서워. 뭐 무서워? 차는 안 돼. 차는 안 무서워? 세명 이거 계단 무너지면 어떡해? 그만 내려갈게. 찰칵 찰칵. 엄마 떨어질라. 아 이제 무섭지? よしよしよし。

안아줘서 고마워. 사랑해. 안녕.